片耳でこうセリフが入ってきてそのまま出ちゃうんですよはい、今日は久しぶりに日本語に関して話したいと思います。うん、なんていうか自然に日本語を話せる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っていうコメントが多かったんで、 まあ自分自身もネイティブじゃないのでこういう話をするのも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少しでも自然な日本語を話せる方法を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自然な日本語を話すためには実際日本人が使ってる略語とかアクセントとか発音イントネーション抑揚もう全てを覚えと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よねでもやっぱり一番早い方法って実際日本に行って て日本の方の喋り方とか見てそのまま真似して身につけるのが一番早いんですけど行けない方がもうほとんどじゃないですか行かなくてもできる方法を今から共有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ドラマ来たって思って ってる方も多分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ってただひたすら見るだけの方法ではなくて自分がその主人公になったと思ってセリフの発音とかイントネーションとかどこで区切りを入れて話をするのか全てを真似して自分の口から直接そのセリフを出してみる練習ドラマを見るだけだと片耳でこうセリフが入ってきてそのまま出ちゃうんですよ で自分の頭にはあんま残らないのででもこう言われても多分ピンとこないと思いますので直接ドラマを見ながら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こんなとこにいたのすごいよこいつあんたさ雨が降る前に雑草取りやっちゃわないとね困っちゃうわ조금천천히해서들어볼게요이제おっこんなとこにいたのすごいよこいつあんた雨が降る前に雑草取りやっちゃわないとね困っちゃうわ 여기서 장난 아니게 줄임말 많이 나와요. 아따싸, 아가 흐르마에니다 소토리아 짜나이도네 고마짜요가라. 한 번에 들리셨나요, 이거? 자, 이 한 대사에서 지금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 이 사는 어미에 붙는 글자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뭐뭐 말이야, 뭐뭐 있잖아 뭐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안따싸, 교사, 나때사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거는 젊은 여자애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나 네를 되게 많이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안다. 안따사의 여기서 안따는 안하다를 줄여서 말한 표현인데 이건 아무나한테 쓰면 안 되는 게 약간 말투에 따라서 좀 비꼬는 듯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차우 雑草取りやっちゃわないとね雑草取りやっちゃわないとね雑草取りやっちゃわないとね여기서 차우가 나오죠. 테시마우를 차우라고 뭐 줄여서 얘기하는 표현인데 야떼시마와나이토를 줄여서 얘기한 표현이거든요. 자소토리 야떼시마와나이토네 길잖아요 이게. 이걸 줄여서 좀 빠르게 자소토리 야떼와나이토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와라떼시마우를 와라짜우 시てしまう를시자ゃ 이런 식으로 자네 번째 얀나이노 z a s s 야르노 얀나이 야르게도사 z a s s 야르노 얀나이 야르게도사 안할 거야 라는 뜻의 야라나이노를 조금 발음하기 쉽게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라가 없어지고 응으로 바뀌었죠 한국어도 뭐 알았어를 뭐 알써 이런 식으로 말, <laughs>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무지하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죠. 문법적으로 타다시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일본인들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 가지 않아도 이런 드라마만 봐도 고작 10초짜리 대사인데도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우들의 호흡이라든지 그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억양 그리고 뭐 줄임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자기가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내가 뭘, 뭘 봤더라? 약간 로맨스 코미디, 로맨, 로코를 좀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들을 뭐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이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막을 보면서 읽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안 보고 계속 내가 스스로 말을 잘 나올 때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굳이 일본어가 아니더라도 무슨 언어더라도 매일매일 그걸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맨날 첫날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이게 귀가 익숙해지고 혀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실 때도 그냥 멍하게 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laughs> 대사 하나하나 다 따라하면서 이 모든 한 문장 문장을 다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또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 화질 괜찮나요? 이제 아이폰 졸업했습니다. 드디어 카메라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リュジ君なんかあんた派手にやったねそううんママに叱られないママに叱られたい今はそんな話をしてるんじゃないんだよ雑草取りやるのやんないやるけどさやるんだったらもう早く時間ないから次雨降ったら畑中雑草天国だからねおいちょっと雑草取ってくるから俺のこと笑ってるか